어디서 나오시는 거예요? <laughs> 그 실과 여기 써왔습니다 여기 잘했는데 싸웠습니다 차 갈까요? 뒤에 타시면 안 돼요? 오케이 갑자기 왜 부르신 거예요? 앨범 네, 뭐 홍보하라고요 이형이 먹어야죠 그 어제 뭐 노래 마음에 안 든다고 얘기했잖아요 그 음악 좀 꺼주세요 배경음악 너무 싫어요 지금 나오고 있죠 <laughs> 빰빰빵빵빵이좀 꺼주세요 이거 어디 가게? 시리주어 시대지 보니까 와, 아, 이런 걸로 이제 음원 사이트에 뜬다는 것 자체가 혁명이다 다른 분들은 시대 안 드세요? 쳤어요 딱 버리죠 이렇게 사용하려고 튼튼해서 좋아요 오늘 진짜 <laughs> 안녕하세요 이 CD 들려고 왔어라 안그래도 여기 되게 힘들어가지고 <laughs> 아 뮤직비디오 왕복 30분 아 진짜 네. 어떠셨어요? 뭐 응. 응. 네. 네, 여보세요. 수지 되게 좋아하잖아요. 네. 수지 주는 거 좋지 않을까요? 수지 수지요. 수지 오케이. 만날 수 있겠죠? 네. 이제 때가 됐습니다. 열애설 연애 확정 떴는데. 네? 어? 엄마 꺼내놓게요. 꺼내세요. 이거 어떡하죠 그러면? 줄리가 없네 지금. 이거 어떡하지? <laughs> 감사합니다. 갑시다. 나잘 좋아요. 잘 음, 잘 지내냐? 잘 지내냐? 괜찮아요. 잘들게요 오빠. 근데 왜 CD 이거 뭐예요? 수지? 수지를 못 만났군요. 뭐죠? 장난을 <laughs> 쳤지만 잘 되고 있으니까 열심히 했으면 좋겠습니다. 힙합하는 사람들이 다 잘 됐으면 좋겠어요. 세르카 하이. 앨범 안 샀죠? Y. 감사합니다. <laughs> <laughs> 여기 앞에 레미콘 있는데 가보실래요? 그럴까요? 여기 있었습니까 안녕하세요 저 오늘 왕복 30분 계속 지났어요 진짜 네. 저희 CD를 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기리보이 개인에 만들게요 저희가 안녕하세요 <laughs> CD 드릴게요 이름 써드릴까요? CD 받으니 어떠세요? 아. 너무 좋아요 예쁘다 예쁘셔서 당황스러웠어요 오늘 하루 어떠어요 무탐도 있죠 나의 배품입니다 앞으로 좋은 일 많이 <laughs> 빨리 아, 갑시다 마음을 추스리면서 수지와 저분을 잊도록 하겠습니다 한 장씩 가지실래요? 음, 너무 고생하셔요 네, 아유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어요 좋습니다 네, 네, 수고하세요 안녕히 네, 가세요 운동, 운동을 하시는지 궁금하네요 다방서